제가 저희의 굿스티를 그 리폼하고 있습니다. 어. 어디다 꽂을까? 아 뭔가 더 위에다 하고 싶어 이렇게. 다시 빼고 다시 그렇지 않아? 아, 잠시만 볼 수가 없네 괜찮다? 괜찮지? 많이 안 굽는 게 있을 것같아 이쪽은 이렇게만 꽂고 여기 너무 징그러워 수술한 거 같아 이런 필링이죠 그래 여기다가 여기다가, <laughs> 어때? 언니 붙 빨리 신비야 이거 오려서 이걸 여기다 붙여 그래 시켜먹네? <laughs> 이게 괜찮은 걸까? 어? 이것은 예린이라고 하는 건가? <laughs> 어? 어? 무섭다. 이게 맞아? 그거 해서 네가 옷핀 잘 해봐. 이거는 옷핀 하나만 하는 게 예쁘겠다. 예린이 아 제가 리폼을 했는데 앵콜 때 저희가 또 구찌티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앵... 리폼을 좀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거 미안하지만 여자친구 얼굴은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원래는 이거거든요? 근데 이렇게 자르면은 그 약간 그 우주대포팔 빅뱅 그래서 지프랜드만 달았어요 예쁘죠? 그래서 이거 여자친구 얼굴이 어디다 써야 되지 했는데 언니 구두티에서 달아줬어요 멋있죠? 예린 언니 거예요 신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네. 저는 본 이거 뭐지? 열면은 또 사라라 있어요 새로운 구두티 하지만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 조금 산발이돼요 오, 어, 오 어, 되게 환나 보인다 지금 어, 저 머리 되게 지금 풍성하죠? 저 지금 머리 한 한몇억개돼 보이죠? 머리를 <laughs> 빗으러 가볼게요.